니들 뭐냐? 그럼 넌 뭔데? 뭐 한마음 동아리냐? 아니 씨발 어떻게 나를 몰라 알아 너 일진 딱깔이었잖아 한 번만 더 그 소리 하면 뒤져 넌 깡패도 아니고 모범생도 아니었어 넌 지금이나 예전이나 아무것도 아니야 넌 그냥 죽이면 안 되겠다 눈깔 싹 다 파내서 좀비 새끼들 가운데로 던져버려야겠다 청산이 빼고 다 도망가 오케이! 아 살았다! 야 씨발 넌 비켜줄래? 버리고 갈 이유가 없잖아 야이 정찬! 손가락 내놔 이 새끼